정말 이놈들 망고 조용히 해 망고 어머 <laughs> 어머 수야 체리 체리 어 체리 너무 예뻐 체리 고맙다 찍어요. 음. 음. 아이고 왜 이렇게 앉아있어 왜 망고 망고 휴 이뻐라 손목으 앉아있었어? 네, 엎드려있었어? 너무 귀엽다 음, 귀여워요 망고 음, 어, 왜 이렇게 이쁘게 쳐다봐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망고